캐릭님이다 인사부터 하 인사 씹혔다 우와 보고 때린 거야? 아 지금 보고 때릴 수 있구나 대박이네 뭐야? <coughs> 어. 안 돼. Huh. 맞으려나? 아, 안 돼. 어, 이렇게 되는데? 어야 벽걸이 왜 이래 잘 됐다 아, 씨, 느려서. 못 이기겠어요, 진짜. 와. 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었구나. 아니 왜? 아 데미지 봐 아 벽이랑 싸우는 것 같아 아 대각빙 너무 나는데 레나가 너무 아 시키면 안되지 그거는 보고 흘릴 수 있게 됐어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하나를 찾았다 웨이브 걸면은 어좀 흔들리시는구나 야 이게 돼? 아 너무 잘하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기자 연습 깨야 돼 연습 깨야 돼 아야 이 딜키를 잡다 센세 아어어 어, 씨 드디어 한번 이겼네 씨 아야 아, 이거 몇번 당해 저거하고 할때기억해놨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아, 어? 못 박네 어. 어, 지네. 야 너무 작다 <gasps> 뭐야 개군 찼다 센세이 어 너무 잘해 씨 <laughs> 어우 헷갈려 타이밍을 마음대로 못 돌겠어 <coughs> 아 너무 세다 너무 세 너무 세 에이 몰라 아 횡치마 제발 그냥 투지게임 해라 아! 어, <laughs> 씨. 어, 행씨 봐라, 제발. 투디 게임 하자. 쿠마 아저씨 좋아. 아유. 어, 이렇게 왜 이렇게 투딜 짧냐? 어우야. 어우야 에? 뭐야 안돼 아니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? 왜? 왜? 가자 어머 안 뭐 들려주세요 그렇지 우와 아야 몇번 당할래 이 돌대가리야 아이씨 똑같은 거 몇번 당할래 아 너무 늦었다 반응이 너무 늦었어 반응이 너무 늦었어 아. 뭐해? 오! 어? Whoa! Oh, holy crap! 오, 친구 좋았다. 아씨. 형좀 봐, 아, 이 자식아. 아니. 거리 조절. 예술인데, 쓰? 왜 그래? 아, 아, 김원절 화이팅, 아. 오 개먼트 나랑 힘줄 아셨나봐 와! 어! 어! 어! 어! 어! 개먼트 아 이게 안 돼? 너무하잖아 가냐 혹시 죄송합니다 아 벽걸이 애매해서 아 미치겠다 어떻게 딱 카운터가 딱딱 모르시지 경험에서 나오는 짬인가 예. 아! 오예 아 후대 왜 이렇게 짧아 아니 후디를 왜 이렇게 짧아 저거 아 망했다 G G 이런 글자 없다 Oh! No, I'm not safe. 오? 어우 진짜 이자 기회 있다 매치 JDC 아, 와 아야 이걸 참으시네 아! 아, 안 닿다가 신기술 썼는데. 이게 사는 게좀 신기하네. 저게 사네 와. 아, 이게 왜 패죠? 나이스! 아, 이게, 이게 좀. 하이킥이 고약인가? 아. 아 그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,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<laughs> 너무 고마워요 와 한국적으로 기도 한번 해야 한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...